안녕하세요 여러분 타비쇼입니다 여러분들은 꿈을 자주 꾸시나요? 꿈꾼 후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꿈속 요소 6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꿈을 꾸고 과연 어떤 꿈을 무시하면 안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해몽의 사전적 의미를 알고 계시나요? 꿈에서 이것들이 나왔다면 아무리 의외의 것들이라도 절대 지나쳐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옛날부터 꿈은 풀어서 해석할 만큼 중요한 기능을 했습니다. 꿈을 통해 현재 상태를 가늠하고 미리 앞날을 알아보기도 했죠. 예지몽부터 시작해서 길몽, 흉몽 등 꿈의 종류도 여러가지인데요. 꿈 전문가 해몽가들이 말하는 자신도 모르는 현재 본인의 상태와 관련된 꿈속 요소 6가지 중 첫 번째는 머리카락입니다. 머리카락 나오는 꿈을 꿨다면 당신은 장애물을 부수고 자유를 얻고 싶어하는 상황입니다.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당신의 성격 중에도 성적인 측면에 연관돼 있습니다. 또 가족, 친구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고 싶어 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상자입니다. 상자는 비밀과 숨김, 실망을 의미합니다. 꿈에 상자가 나타났다면 당신의 주위 친구들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상자를 여는 꿈을 꿨다면 당신이 이제 비밀을 말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상자를 열었는데 비어있다면 현재 무언가 불만족스러운 일을 겪고 있다는 신호라고 하네요. 세 번째 꿈은 진흙입니다. 성장과 환생을 뜻하는 진흙이 꿈에 나왔다는 것은 당신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있다는 거예요. 즉, 방향과 잃어버렸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현재 삶에서 만족하지 못하다면 꽃이 흙에서 피되 당신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음을 명심하세요. 네 번째는 개미입니다. 꿈속에서 개미가 걸어다니는 모습을 본다면 당신은 요즘 퉁명스러운 지인에게 빠졌다는 의미입니다. 또 당신이 친구들과 가족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주위 사람들과 일할 준비가 됐으며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를 했음도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는 나체입니다. 여기서 나체는 누구도 아닌 본인 몸을 말하는 것이고요. 장소는 공공장소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지나다니다니기도 하는 공공장소에서 나체로 있는 꿈을 꾼다면 이는 당신이 스스로에 대한 다른 판단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본인에 대한 사랑을 조금은 키워야 할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도로입니다. 광활하게 쫙 펼쳐진 도로가 꿈에 나왔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현재 무언가 복잡하다고 느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요즘 이 모든 복잡한 것들을 없애고 단순하게 살길 원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지금껏 여러분들이 꿈을 꿨던 것 중에 비슷한 것들이 있나요? 아니면 생각해보니까 좀 맞는 것들이 있나요? 가끔 꿈에서 본 것과 비슷한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꿈이 맞지 않았다면 대개의 사람들은 잊어버리지만 만약 꿈이 맞는다면 인상이 강해서 생각나기 때문에 사실과 일치하는 꿈을 꾸었다고 생각한다고 하네요. 오늘도 좋은 꿈 꾸면서 편안하고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good night. 항상 재밌고 새로운 이슈를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을 위하여 알람도 눌러주세요. 영상을 보신 후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아래 댓글을 꼭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